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겁나 찜찜해야 돼요. 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겁나 찜찜해야 돼 아, 아닌 것 같은데. 이, 이,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요. 이런 상태야 돼. 이런, 이런 기분일 거야. 아닌 것 같은데. 어, 왜 이렇게 찜찜하지?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자꾸 설득된단 말이에요. 근데 제 내면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외친단 말이에요. 아닌 것 같아. 아닌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 뭔가 사기당하고 계신 겁니다 음 맞아 맞아 맞아요 그 느낌 딱 이상한데 이 느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말려드는 거. 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요 자명하게 사기로 판명나면 어쩐지 이상했어 이 소리 나옵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찜찜하더라니 이러는 거죠 이때 보살들은요 그 찜찜함을 좌시하지 않아요 찜찜함을 방치하잖아요. 캐고 들어가요. 왜 난 찜찜하다고 느낄까? 근데 일반인들은 내가 이상한가 보다 하고 그냥 상대방한테 맡겨버려요. 아 나보다 상대방이 낫겠지 하고 내가 뭘 알겠어.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니 맞나 보다. 보살은 안 그래요. 중생은 별짓도 다 한다는 거 알거든요. 중생은 지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별짓도 다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상한 거는요. 탁 캐치해가지고요. 파악합니다. 왜 이상한지. 그래서 근거 있는지. 끝까지 파, 파헤쳐야 보살입니다. 가스라이팅은요. 희미한 거예요. 가스라이팅. 희미하죠. LED lighting. 제가 추구하는 LED lighting. 대비하기 위해서. 가스라이팅은 이것만 기억하세요. 뭐 유튜브 보면요. 뭐 별 소리 다 있어요. 가스라이팅 가지고 막 별막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자명한 소리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막직해동 철학을 얘기하기도 하고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세요. 가스라이팅은 가스라이팅이 뭐겠어요? 혼미한 거예요. 흐릿한 거예요. 자명한 거를 흐릿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고요. LED 라이팅은 제가 만든 겁니다. 흐릿한 것을 자명하게 만드는 게 LED 라이팅. 예, 조언을 듣고 자명해지셨나요? 혼미하던 게 자명해지셨나요? 자명했던 게 더 혼미해지셨나요? 그거를 따져보세요. 가스라이팅 자체가 흐릿한 거예요. 그래서 상대방을요. 상대방이 자명하게 알던 것도 흐릿하게 만들어요. 아니야, 네가 예민한 거야. 네가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. 그래서 그 흐릿하게 만들어요.